얘 예, 어디 갔어? 파밍하는데? 빠밤 빠밤 맛있냐 좋아요와 구독 빨간 낙하산 개빨라 아 이번 낙하산 그렇게 엄청 안 빠른 편이다 그치? 보통? 아, 개쫄아서 떨어져 버렸네 다행이다. 오늘 외우고 애 나오는 거야. 사이가 총알 없다. 아, 이렇게만 더 하면 돼. 총소리 나는 데가 저기밖에 없는데. 끝났어? 발소리 이 창고. 아, 마샤 들어갔어 얘. 됐어 이렇게만 더 하자 <laughs> 아 욕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더 하자 어딨어 어딨어 성공 어딨어 여기서 총소리가 났단 말이지 아, <laughs> 아 40초 남았다 시간 남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님 별풍선 1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, 감사합니 네, 아빠 내가 그랬잖아. 벡터랑 사이감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잖아. 와 대장님 감사합니다. 시간이 감사합니다. 대장님 7천이 너무 감사합니다. 박수. 쟤네 잡자. 이거 우리 치킨까지 먹어버리자. 얘 어디 갔어? 파밍하는데? 빠밤 빠밤 맛있냐? <laughs> 맛있냐 이 자식아 어 플레어가 맛있, 맛있었네 와 에임 실하냐? 여기서 계속 있으면 되겠는데 나 무리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여기 누워, 누워있다가 치킨 먹을래 아 근데 여기다 양감 맞아 죽기 좋은 자리인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긴 힘든 자리고 좀만 있을까? 좀 더 안전한 엄폐를 찾아서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 그 자리가 좋을 것 같다 이 시체는 처음 보는 시체인데 아싸 아싸 <laughs> 하니 개무서운데 여기 플레어가 있네 이거 목고내가나 죽이는 거 아니야? 튼튼해져가지고 <laughs> 너도 있냐? <laughs> 야 너도? 야 나도? 붙었다 그래 잘못 아 왼쪽도 들은 것 같은데 설탕 갈까봐 너무 무서운데 어딘지 하나도 안, 안 보여 안 들리고 차 안에 있었네 아니야? 맞나? 한번 리플 한번 볼까요? 나이스 아 붙었구나 늦게 와서 붙었구나 철창이었구나 차가 아니었나봐 나는 차, 차 발판 사운드 나무 소리가 약간 들려가지고 과장이 그 보급 여기 떨어져 있네 <laughs> 아 이거 맞네 맞네 들어갔네 단 들어갔네 들어갔네 맞네 이 소리 맞네